색깔이 다른 것 뿐이야 나는 무렵함 어, 글쎄부터 내 눈은 안 못해 이건 나의 유행 혹은 동공쇼 이건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이건